슝! 쌀이야 언니가 안 내는데 쌀이건 따라 갖고 놀아야겠는데 다른 거 갖고 와 쌀이도 다른 거 가져 장난감 많지 않죠? 장난감 가져 장난감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거 자 그래 그럼 이거 잠깐 넣어버리네 착하지 하나하나씩 갖고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갖고 놀아 아 싫어? 왜 여기다 안 주지? 우리 여기 갖고 놀아 에자 예, 예, 예.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가 보네 맛있 했어요 썰이 안 넣는데 이안넣는 예. 장난감 이렇게 많은데 하나 갖고 싸워 얘들아 얘들아 아니 왜 둘이 한 장난 한 장난감 갖고 놀아 이러고 이거 봐 너무 귀엽 아, 아 뺏었어. 아, 아 뺏었어. 어. 아, 같이 갖고 놀아. 어, 또, <laughs> 쌀이가 또 다시 이렇게 잘 건드려. <laughs> 어, 보리가 뺏었어. 아, 보리랑 쌀이랑 좀 같이 놀아줘. <laughs> 집념의 쌀이다 집념의 쌀이 <laughs> 아이 쌀이 없어 아 쌀이 어떡해 아 없어 없어 <laughs> 어떡해 아힘 진짜 너무 세 이빨문은